Mm-hmm. 어, 어어어어어 기박, 기박, 기박, 기박! 쏴! 쏴! 뭐. 쏴, 쏴, 쏴, 쏴. 야, 쏴. 괜찮아? 야, 두고. そう